천원 집에 갈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하고 계세요? 대본 배우고 있어요. 무슨 대본인데요? 웹드라마에 최근 들어가게 돼서 빨리 합을 맞춰봐야 돼가지고요. 배우님이 최대한 외우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나온 웹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같아요. 원래 재현님이 자주 출연을 했던 건데 재현님이 귀찮은지 저한테 맡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땜빵이랄까?